안녕하세요. 김현진의 그림 채널의 그림쟁이 김현진입니다. 그림 그리는 과정 영상 제목은 분명입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영상은 매주 평일 12시 자정에 업로드됩니다. Good morning. This is Kim Yeonjin, the painter of Kim Yeonjin's painting channel. The process of drawing is a series. I hope to see you. Videos are uploaded every weekday at 12 o'clock midnight. you